지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항성이 죽음을 맞이해 폭발하며 초신성이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기이한 현상이 뒤에 남는데 바로 블랙홀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백만 개의 블랙홀이 있지만 그보다 더 불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기와 위력을 가늠할 수 없는 블랙홀 말입니다. that's a big galaxy, and right down at the center, you can't see it, a black hole that's got a mass you know, that approaches a billion suns. 천문학자들은 전례 없이 정확한 관측으로 블랙홀이 예상보다 더 크고 강하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블랙홀은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가까이에 있다면 어떨까요? 유럽의 연구팀과 미국의 연구팀이 은하의 중심을 먼저 들여다보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방식의 관측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은하계 괴물의 내부를 심층 해부할 것입니다. 최첨단 관측 장비들을 우주로 쏘아올리면서 우주의 격렬한 사건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여러 외부 은하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발로 시공간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put this on sort of an Earth scale, It's equivalent to about a trillion, trillion, trillion atomic explosions. 무엇이 이렇게 강한 폭발력을 낼까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은하 내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지만 스스로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블랙홀이며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제안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이 뒤얽혀 있는 곳인데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자연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lbert never really liked the idea of black holes himself. He thought they were anathema. This was something that nature should avoid. It's the places where space and time became infinitely twisted up. He thought, no, nature shouldn't allow that. Black holes are certainly odd beasts in the universe. They were thought to be peculiar, so peculiar as to perhaps not even really exist in the real world. Simply because your equations show that they can exist doesn't require that the real universe has them. 75년 전에 우리 은하의 중심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파 망원경에 증기가 새어나오는 듯한 소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천문학자 베클리는 이것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There was a radio source called Sagittarius A, a very strong radio source, but there was even debate whether that was really the center or not. 보통 은하계의 중심은 항성들로 밀집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려 하면 두터운 먼지층의 항성들이 가려져 있곤 했습니다. There is so much dust between us and the galactic center, it is completely opaque. You do not see the stars in the galactic center. The most powerful telescopes cannot see it. 베클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종류의 빛, 예를 들어 파장이 긴 적외선은 먼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Infrared radiation gets through the dust because its wavelengths are longer and the dust just kind of rides on the infrared wave. 베클리는 1960년대에 군용 적외선 탐지기를 구입해 망원경에 부착했습니다. It was in August of 1966. It was a beautiful night. As we were looking uh, with the infrared detector, uh, we were seeing more and more stars, and the signal increased, and each star gives you more signal. And we were building up, as we were getting closer to the center, more and more stars. We were actually seeing through the dust for the first time, and then came to a peak, and then back down again. And I knew immediately that that was the center of our Milky Way, and that I was the first person to actually see the stars in the very core of our galaxy. 에릭 베클리는 그간에 찾고 있던 전파의 진원지를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에너지 양으로보아 일반 항성이 아니기에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What's a black hole? It's this monstrous, mysterious thing. It's a point of infinite density. We don't know how to wrap our brains around that. It's a region where space and time have closed in on itself. A black hole is a region of space where the pull of, of gravity is so immense that not even light can escape it. You reach the point where light cannot even come out. And if light can't come out, you're not coming out. And if light plus you are not coming out, it's a black hole. There's no other phrase we can possibly use to describe it. 블랙홀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말 그대로 폭포의 강물처럼 시면으로 떨어집니다. Space itself is falling inside the black hole. It's rather like a, a river falling over a waterfall, except it's space itself that's falling over the cliff. It's rather like a kayaker trying to make their way upstream on a river that's going too fast. They get dragged down to the center of the black hole. 블랙홀의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중력이 강해져 물살도 빨라집니다. 블랙홀의 문턱에 이르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matter goes inside the surface of the black hole, shrinks down to the very center where it gets destroyed in a region of infinite warp space and time, and it's gone. The gravity at your feet if they're close to the black hole, is a little bit stronger than the gravity at your head, and you feel that as something that is tearing you apart. The tidal forces unrelentingly getting stronger as they exceed the molecular forces that bind your flesh. And so you end up moving through space time like toothpaste through a tube. And ultimately, it will pull your atoms apart. You will be, as we say, spaghettified. 블랙홀은 분명 난해한 현상이지만 이 역시 우리 우주의 산물이며 적색 초거성이라는 거대한 항성으로부터 탄생합니다. 태양보다 10배나 무겁지만 태양의 수명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타버립니다. 적색 초고성의 내부 온도는 중력의 압력에 의해 섭씨 수억 도 이상으로 치솟고 헬륨과 탄소가 융합해 보다 무거운 원소인 산소와 규소, 황이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자체 중력 탓에 내파하며 충격파가 방출됩니다. 적색 초고성은 내부를 향해 짜부라지며 폭발해 초신성으로 변모합니다. 그 뒤에는 지름이 16km에 불과하며 아원자 입자들이 모인 밀도 높은 중성자 배열이 남습니다. It's so dense that a teaspoonful of neutron star matter would weigh about a billion tons. Eventually, the gravitational pressure will be so large that the neutrons themselves will be crushed and there'll be nothing left to stop the collapse. 블랙홀이 탄생했습니다. 블랙홀은 지구 질량의 수백만 배에 이르는데 너무 단단히 압축되어 우주 공간을 빠져나갑니다. Now, the effect of that mass is still in our universe. The mass is still here in that it's causing this fold in space that goes all the way down. It's become a hole. The best way to look at it is if you stick your finger down in there, <laughs> you ain't getting it back. We know exactly what effect a black hole is going to have on its environment on the stars in its vicinity, on the gas that wanders a little too close. So, will we ever see a black hole? No. But that's not what's important here. What's important here is we can see its paw print. 베클리는 블랙홀의 발자국을 찾기 위해 은하의 중심을 연구하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은하계는 천억 개의 항성을 품은 나선형 원판 모양입니다. 태양이 조용한 시 외곽에 있다면 베클린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가장 위험한 지역인 셈입니다. 중심부에 다다르려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샛별에 도움을 청합니다. 게즈는 은하계 중심의 블랙홀을 찾으려면 그 주변을 맴도는 항성들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For about three decades or so, there has been this question of whether or not our galaxy harbors a supermassive black hole at its center. And the key to answering this most definitively is to watch stars at the center of the galaxy orbiting. 게즈의 연구팀은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새로이 장착한 역사상 가장 큰 캑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Our view to the center of the galaxy is absolutely superb. Our ability to position stars at the center of the galaxy is like somebody in Los Angeles seeing somebody in New York be able to move their finger like this, okay, just two centimeters. That's the precision with which we can measure something that is 26,000 light years away from us. Madeline, we're ready to go? The conclusive experiment to be done that really demonstrated that it was a black hole was to follow the orbits of individual stars very, very accurately and with the highest precision possible. 하지만 케이지와 백클린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단지 항성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겐젤 박사가 이끄는 독일 연구팀도 칠레에서 같은 대상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This guy here. It's a little too dense to be just a random collection. We suspect that in the galactic center there may be hiding uh, very massive black holes. To really be sure that they are black holes, we have to go in there as close as we can. So we can make measurements really good enough now that we can say it must be a black hole. 양측 연구팀은 블랙홀의 존재를 먼저 증명하려 애쓰고 있지만 겐젤의 팀이 3년 앞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게제의 연구팀에는 놀라운 정확도의 캑망원경이 있습니다. 마크 모리스는 은하 중심 연구의 베테랑입니다. The German group had already started to make headway on the galactic center even while we were deciding to pursue this. So we knew that in, if, in a head-to-head -head competition that as long as they were using the small 2.2 meter telescope that they were using compared to our 10 meter telescope that uh, we would blow them away. Bright speck on the top of this inset. That's the star which really has given us the essential clue for the black hole. It was certainly high excitement, but on the other hand, we would have to compile like at least five years of data before we could see the stars move. 어떤 우주 괴물이 항성들을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This is our roadmap. And that's the center of our galaxy. There's a large cluster of stars that are orbiting the center of our galaxy. Basically, the way this experiment works is you take an image, you see where all the stars are, and then uh, you come back sometime later and you take another image and you look to see if they've moved. So the second time we took an image, we knew we were um, uh, golden, that those stars had clearly moved. 가장 먼저 블랙홀의 중력장을 측정해 블랙홀의 크기를 가늠해냅니다. So we have the black hole here, and then the more massive it is, the more pull there is. The more pull there is, as it gets close to the black hole, the faster it goes. And we are measuring the speed of these stars. That's the key to getting the mass is measuring the speed of those stars. 미국 연구팀이 한 발 앞섰습니다. 은하의 중심이 태양 무게의 300만 배라는 사실을 측정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아닐 수도 있으며 작은 항성들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독일 연구팀이 성과를 낼 차례입니다. 칠레 산지에 설치된 초거대 망원경을 가동시킵니다. 양측의 망원경은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상태로도 지구대기의 난기류를 뚫고 항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응광학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난기류를 관측합니다. 측정한 난기류를 이용해 망원경 기사들이 상을 또렷하게 조절합니다. So this little animation shows you the benefit of adaptive optics. So you see the stars without adaptive optics, you turn the adaptive optics on, and all of a sudden you see stars. And in particular, you see stars near the center of the galaxies. We track all of them, but these are the ones that are the key to the problem. 적응 광학을 적용한 결과 양측 연구팀은 은하 중심에서 한 개의 항성이 U자 모양을 그리는 것을 포착합니다. 2002, it made a huge jump to over here. So it went whoop, all the way around. The star was initially going very slowly and then moving around very quickly, and at that point, coming very, very close to the central black hole. And it's moving on order 10 million miles per hour. So it's just speeding away. 이 항성은 어떤 거대한 단일 물체를 돌아 지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All other physical explanations of uh, what was at the very center uh, were gone. The only thing left was a black hole.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증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I have to say, when I first saw Andrea's video, I was stunned when I saw that star come out of the left side of the frame and go zipping around and go shooting off into the other end of the frame, and it moved around a point in space, and nothing was there. That we could, with our uh, instruments, together with our minds, effectively travel to the center of the galaxy 26,000 light years away and collect the evidence for such an incredible object is really an amazing achievement. 독일 팀과 미국 팀은 직접 보지 않고도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로서는 그곳에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항성이 많아집니다. 항성들로 붐비는 은하계의 중심부를 천문학자들은 팽대부라고 부릅니다. 팽대부에 진입하면 고속도로가 펼쳐집니다. 사방으로 질주하는 항성들로 붐비고 언제나 러시아어입니다. There's a lot of gas. There's a lot of dust. This is absolutely the most crowded place <laughs> in our galaxy. There will be stars all around us, an incredible density of stars. I mean, we couldn't exist there. There's lots of ultraviolet radiation, X rays are floating around, gas clouds bash into each other, a lot of activity. It's a very hostile environment, really. 블랙홀 주변의 가스는 초고열 상태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며 블랙홀의 주변 공간은 뒤틀려 빛조차 왜곡됩니다. 초거대 블랙홀의 중력장은 멀리까지 뻗어 있어 인간이 그 중력장에 떨어져도 잠시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During the final descent, you would then go into the event horizon, but you would actually not feel it um, because you are a small body compared to the large massive black hole.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블랙홀을 만들었습니다. 블랙홀의 안쪽 경계는 중력장에 의해 붙들린 시간과 에너지가 몰려있는 지점입니다. At a certain moment, as we hit the inner horizon, there's this infinitely bright, blinding flash of light. That's all the stuff that's been waiting there, trying to get out, is just held there at the inner horizon. It would vaporize you. almost certainly, if you fell into a real black hole, you would simply, unfortunately, die.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폭풍은 멎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웜홀이라는 시공간 통로가 열려 그리로 이동하면 화이트홀이라는 문을 통해 나갑니다. 화이트홀의 중력장은 블랙홀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대신 모든 것을 내뱉는데 어디로 통하는 것일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이동하지만 사실상 블랙홀의 내부는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있어 웜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은 낯선 사실이지만 블랙홀이 정상이고 우리 은하가 돌연변이는 아닐까요? 답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외부 은하에서 거대 블랙홀의 흔적을 찾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파치 포인트 전문대에서 수십만 광년 떨어진 거대 외부 은하들을 관측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서 외부 은하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강철판에 여러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구멍들에 광소밀 센서를 끼워 넣어 사상 최초로 매일 밤 수백 개에 달하는 은하의 빛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포착하려는 것은 블랙홀 안으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는 뜨거운 가스입니다.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쪽 하늘의 4분의 1을 지도로 만들어 외부 은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리어 15인은 1250억 개의 외부 은하 중 이제까지 100만 개의 은하를 분석해냈는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큰 은하들은 초거대 블랙홀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The closer we look to the centers of galaxies, the more we find these black holes, and the inventory is rising high. So, any idea for the formation of a galaxy will now have to include some explanation for how you get a black hole in its center. 거대 은하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블랙홀을 품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 우주의 시작인 대폭발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호주가 팽창하며 물질이 뿜어집니다. So you got the Big Bang handing you your birth ingredients, your hydrogen, your helium, your your traces of some other elements. So it's kind of like this this soup. You put it together and stir it. 중력이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스프를 저어 가스와 은하가 거미줄처럼 얽힌 우주를 구성합니다. 뜨거운 원시 가스 구름들이 중력에 이끌려 다가갑니다. 천만 년에 걸쳐 수소 구름들이 합쳐져 점점 밀도가 높아집니다. 일부 구름은 뜨거워져 점화해 첫 항성이 탄생합니다. 태양의 수백 배에 달하는 거성입니다. 빠르게 불타다가 폭발해 초신성이 됩니다. 수십억 년이 지난 후 스위프트라는 인공위성이 이 초신성의 섬광을 포착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국제 천문학자들의 눈이었습니다. (30초가) 채 지나기 전에 휴대전화와 호출기, 이메일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Adam Mike Ford calling. We have a GRB detection. Please meet me at the observatory and call the g r b team. 천문학자들이 천문대로 모입니다. 먼 곳에서 발생한 재앙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서둘러 섬광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 파악하고 이름을 붙이고 소속 은하를 찾습니다. 이 섬광을 분석해 블랙홀이 탄생에 따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왔다는 것은 원시의 괴물임을 의미합니다. We could be forming the seed of the supermassive black holes that we see in galaxies today very early on when the very first uh, objects form in the universe. We can now, with our big telescopes, look back in time, and, and sure enough, what we find is that at the same time when the galaxies formed, also the black holes formed. It may very well be that they needed each other. 시뮬레이션으로 우리 은하의 탄생 과정을 살펴봅니다. 우리 은하는 작은 은하였다가 수십억 년에 걸친 충돌과 병합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갓 태어난 은하들이 죽음의 춤을 추며 서로를 맴돌다가 중력에 이끌려 가까워집니다. If another galaxy comes too close, they will each feel each other's gravity. What started out as a stately ballet of stellar orbits moving around the center of their galaxy, has now become this, this maelstrom. There's no other way to say it. Galactic cannibalism,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dining on their neighbors, eating entire galaxies. Well, for every galaxy you eat, if that galaxy has a black hole in its center, it's going to eat the black hole. And the black hole will work its way down to the center of the large galaxy, making the center of the galaxy bigger as well as the galaxy itself. 은하들끼리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두 블랙홀들도 병합합니다. And there was an epoch once, about one to three billion years after the Big Bang, when in fact galaxies were forming, or at least they were tremendously more active than now. And at the same time, black holes already existed, had formed, and were fed at, at, at tremendous rates, producing very powerful quasars. 준성은 밝은 빛을 방출하는 먼 은하의 핵으로 블랙홀의 먹이이자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 M87 은하의 휴지기의 준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준성의 좁은 중심은 기체가 섭씨 5,500만 도에 달하며 수백만 킬로미터의 시속으로 중력에 의해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What it became obvious was that there was a tremendous amount of mass in a very small volume. But that mass was very unlikely to be stars, like those stars that we see in our galaxy. 천문학자 브라이언 맥나마라는 굶주린 거대 블랙홀이 주변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Now, can we get an offset? 180, 180, same direction. We are setting at uh, 360, 360. Guider is locked up. 맥나마라는 병합의 자취를 뒤쫓습니다. Isn't that amazing? All of these other galaxies are gravitationally bound to this galaxy cluster. So they're all uh, buzzing around this giant galaxy like bees buzzing around a hive. 이 은하단은 은하의 동족사륙의 결과물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수천만 광년 떨어진 분비는 우주 공간에서 은하단이 발달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수백 개의 은하들이 중앙의 은하에 모이고 중앙의 은하는 작은 은하들을 삼킵니다. 은하가 커질수록 블랙홀도 커집니다. 맥나마라는 이 괴물의 발자국을 추적합니다. So that's a giant galaxy sitting in the middle of a, a cluster of galaxies. So the idea is that that's a big galaxy, and right down at the center, you can't see it. We think there's probably a black hole that's got a mass that approaches a billion suns. It very recently, in the last um, uh, several uh, tens of millions of years, gobbled up a lot of matter, and it uh, caused a huge eruption. 맥나마라는 25억 광년 떨어진 MS-07 은하단을 관측하는데 이 은하단은 고열의 가스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There's an atmosphere of gas um, that pervades the entire galaxy cluster, and it's an atmosphere like our atmosphere, except that it's far less dense and it's and it's um, much much hotter. 맥나마라는 이 가스체의 두 부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In that cavity here. in this cavity here, we could stuff 600 Milky Ways in there. It's just astonishing. The energy involved is huge. 맥나마라는 이 에너지의 분출이 대폭발 이후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너지가 분출되는 곳은 바로 거대 은하의 중심, 즉 초거대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블랙홀이 어떻게 우주로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있을까요? As matter falls in, um, what we know now is that it spirals around in a disk, okay, very much the way when water goes down the drain. And the speeds that matter can, can achieve around that black hole approach the speed of light. And when matter travels at that speed, it gets a tremendous amount of energy. Matter falling into a black hole is a lot of stuff trying to get into a very small place. And so it's like trying to fill a dog dish with a fire hose. Most isn't going to get in. 블랙홀 안에서 고속으로 소용돌이치는 물질은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해 막대한 양의 가스를 뿜어냅니다. 이 나선형 가스 분출은 태양 에너지의 천만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the black holes at the centers of galaxies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their surrounding. They send out these huge jets moving at almost the speed of light. And those jets can send shock waves into the surrounding medium, change their surroundings completely. They have a dramatic influence. 블랙홀의 기체 분출은 새로운 항성의 생성을 멈추게 만듭니다. In principle, galaxies can grow um, to very, very large sizes, and what we see in the universe is that they don't. And we think that the supermassive black holes at the center may be the culprit. They may be responsible um, for preventing runaway growth of galaxies. 작은 은하의 가스 분출은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은하 중심에서 생산된 무거운 원소들은 블랙홀의 충격파를 타고 퍼져 새 태양계 형성의 근간이 됩니다. We usually think of black holes as God's dumpster, but they really are actors on the galactic stage.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의 형성을 도왔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블랙홀에 잡아먹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블랙홀의 식성에 달려 있습니다. One of the key differences between um, galaxies with supermassive black holes is whether or not their black holes are lit up because they're basically binging on a lot of material, material in its surroundings. 우리의 블랙홀은 오랫동안 금식해왔는데 1999년에 찬드라 우주망원경에 은하 중심에서 강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Uh, station 34, Chandra OC. 블랙홀 바깥 경계의 폭발은 은하 중심 연구의 학자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이었습니다. was a hot piece of news at the time. Uh, a remarkable fact for all of us was, for many years, how inactive the black hole was. Bit of a puzzle that there's so many of the blue stars on that side, not on that side. But the three sigma. 겐젤과 게이즈는 블랙홀이 폭식을 시작할 것인지 지켜보기 위해 각자의 천문대로 달려갑니다. 두 사람의 팀도 국제 연구에 합류해 총 다섯 대의 망원경이 가동됩니다. 찬드라 X선 우주 망원경은 고에너지 광선을 주시합니다. 겐젤은 초거대 망원경이 설치된 칠레의 고산지대로 향했고 게즈는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에 위치한 캑 천문대로 향했습니다. When you're there, uh, it's an incredible rush. I mean, you're very much on for the few nights that you're there, hoping that your experiment works, hoping that the weather cooperates. 주어진 시간이 짧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Madeline, we're ready to go. 5일 밤 동안 플레어의 에너지 양으로 블랙홀이 얼마만큼 폭식하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첫날 밤 매사추세츠 주의 찬드라 망원경 본부입니다. Zoom in a little bit more. All right, so first night doesn't look like we've got any flares. 망원경에는 작은 블랙홀에서 나오는 소음과 X선만이 포착됐습니다. Four more chances, guys. 이튿날 망원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It's still not very much there. Huh? Well, we do need to sacrifice now someone here to to the gods or something like this. Should I volunteer? 칠레 초거대 망원경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It was the correction was unstable. Yeah, unstable. 민감한 광학 렌즈에 습기가 차서 상이 흐릿해졌습니다. Okay, now we have a problem with the 8 meter, with the main mirror. The 8 meter mirror seems to be deformed. 하와이의 천문대 사정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구름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We're fighting with clouds. It looked better just a moment ago, so it looked like it looked like we were, were just ready to go, but now it's looking like. 사흘째 밤 마침내 really 독일 팀이 칠레의 전문대에서 플레어를 포착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점이 생겼는데 이 점은 빛을 의미합니다. So here we clearly see that there's basically no source at that position between those two blobs. On the other side, we have the same region, and we clearly see that they're the same two sources, and now in between we see an additional source. So this is the flaring state. 찬드라 본부도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All right. All right, here we go. Oh, yeah. There we go. That's huge. All right. That's at least. Well, you know, all right. So that's at least a factor of like 15 or so. Uh, so let's pick this background over here. X선 그래프로도 플레어 발생 순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That's at least a factor. News from our colleagues, of course, telling us that they are few few hours further west, so the sun hasn't even set yet. 겐젤이 목격한 플레어는 하와이의 지평선 아래에 있어 게즈는 보지 못했습니다. This part kills me. Waiting. 나흘째 밤에는 기다린 보람이 I 있습니다. like that image a whole lot better. Is it? yeah. Really? We were taking measurements, um, and you didn't see anything from the, the black hole. All you saw was a star, and then, bam, it was there and bright. And 15 minutes later, it was gone. So that was our moment to make the measurement, and it was extremely exciting to know that we'd actually been able to, to catch it. 천문학자들은 은하계 괴물을 직접 목격하기를 희망합니다. 각국의 천문대를 최고 성능의 거대한 망원경 한 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블랙홀의 섬광은 과거 전성기의 위용에 비하면 한낱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Our black hole had a, uh, a wild teenage life. I'm pretty sure of that. It probably had jets. It threw lots of matter out. It uh, had a grand old time. And now it's decayed into the old folks' home uh, of the galaxy. 하지만 이 은하의 괴물이 깨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블랙홀이 다시 한번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을까요? 이곳은 남극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은하 중심의 전파를 측정하기 위해 지구의 끝으로 왔습니다. 재앙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가 블랙홀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곧 태양 3억 개의 위력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고리가 전환점에 도달하면 은하 중심 가까이에 작은 고리가 생깁니다. 안쪽 고리는 응축되어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항성들이 탄생합니다. 그런 다음 가스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블랙홀 쪽으로 당겨지는데 블랙홀에 빨려들 때의 폭발은 은하 밖에서도 보입니다. 블랙홀이 우리 은하를 집어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계의 동족 사륙에는 우리 은하도 열애가 아닙니다. Our galaxy, the Milky Way, is not immune from these colliding galaxy scenarios. We've got neighbors. We're falling towards each other. And one day we will collide. 우리 은하의 최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웃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돌진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은하의 규모와 이동 경로, 중력의 작용을 익히 하는 천문학자들이 충돌 과정을 예측해냈습니다. What our simulations show is what could happen basically in a quite a few billion years from now when the two galaxies will actually approach each other and merge. 먼저 두 은하가 맴돌며 얽혀 모양새가 흩어집니다. Imagine what that might look like from another galaxy. They'll see two grand, beautiful spiral galaxies moving towards each other, slowly losing their shape. They'll see new avenues where stars and gas can funnel down towards this newly formed center, feeding this reborn monster. 충돌의 충격으로 항성들과 가스가 수십억 킬로미터 밖까지 떠밀리고 일부 항성들은 분비는 세은하 중심을 향해 돌진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작은 태양계는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거나 블랙홀의 아귀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In the, the process of, of merging, there will be a, a very uh, mm, a strong starburst event occurring at the time of the merger as all of the gas is being funneled and uh, uh, towards the center, as well as the two black holes that are likely to merge will also swallow a lot of this gas. So the black hole in our own Milky Way will ignite, emitting so much energy that all of the gas around it will again be blown away in this very substantial wind, in very substantial outflow. 우리 은하는 파괴되겠지만 우리의 블랙홀은 어떻게 될까요? 안드로메다의 블랙홀과 병합합니다. 은하는 생성됐다가 사라지지만 초거대 블랙홀은 커져만 갑니다. 블랙홀은 한때 우주의 괴물로 여겨졌지만 역동하는 우주의 산물이었습니다. how we came into being and how all of the matter got put down in the universe, uh, we can't leave black holes out of the picture because it seems they play a fundamental role on very, very large scales. Black holes not only actively shape the landscape in which they're embedded, they wreak havoc upon it. Throw in a hungry beast in the middle of it all, and it distorts the gas clouds, it flings stars hither and yon. It creates energy fields that would fry any life in its vicinity. That kind of makes the center of galaxies interesting places. Black holes are the kind of the spice of the universe. They're a major player in the evolution of the things that light up our night sky. Even though we can't see them, they are, in a sense, the secret shadows behind the walls of the galaxies. 천문학자들은 과거의 은하계를 호령하며 우주를 형성한 블랙홀에 대해 한층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재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괴물이 다시금 포효할 그날은 언제일까요?